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 저기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안녕 응? 어? 뭐라고?